Aparecição. Prepubuzé, abeboa susa. Allez, Maria. Si t'as dit quelque chose de juste là ça Oui Oui Hey, your turn. Ça va bien Je m'appelle 음압의 퓨탄 드 먹이 어어 중학교 2년 내 시대 토르브뉴 멸치 네, 네. 메시예요. 멜디. C'est merci. On dit merci. 멸치라고 하면 안 돼요. 멜디. 멸치라고 하고 있어. 멸치. 음, 아, 메시, 메시. Bonsoir. Je m'appelle Sion. Jupiter. Pardon, pardon. Ah, I'm so sorry. Pardon, pardon. 아 이거 아 thank you Bessie. 아, 끝났어요? C'est tout C'est 또 tout à dire. 있는데? 아 merci merci. Il y a encore quelque chose à dire. non Ah, il gagne 아, 오랜만이에요. Ça fait longtemps qu'on s'est pas vu. 얼마 만이죠? Ça fait combien de temps qu'on s'est pas vu two years, 3년, 아, one years. 반듯 보내는 3년. 혹시 워샤 오피셜 사진찍어서 뭐? 1년, 1년 전이래요, 1년. 1년 전에 우리가 여기 왔었다고요? 그때 약간 너무 내분이? 케이코! 그때 뭐 케이코였는데. 아, 케이코! 아, we don't like 케이코, 오케이? We don't like 케이코. 자, two years. 프랑스를 제일 많이 와본 것 같아요. Je crois que parmi les pays en Europe, c'est en France qu'on est venu le plus souvent. 오늘은 오랜만에 그래서 아까 저희가 되게 일찍 왔거든요. C'est pour ça qu'on est venu très très tôt aujourd'hui. 그래서 막 쇼핑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약간 이제는 구글맵이 없더라도 좀갈수 있더라고요. mais maintenant, même sans Google Maps, on arrive à se débrouiller à eh, Non, en fait, euh, on arrive vraiment à aller dans les endroits qu'on aime vraiment, surtout. Ah, Ça fait très plaisir de vous voir ce soir. 어, 원래 뭐 프랑스 여러분들은 워낙 에너지틱한 걸 아니까 오늘 걱정이 없습니다. On, on sait très bien que nos fans français sont, ont beaucoup d'énergie, donc on n'a aucune inquiétude pour ce soir. 저 대신 노래 많이 해주세요. J'espère que vous allez beaucoup chanter avec moi ce soir. 자, 어디 좀 살짝 놀아볼까요?